큐.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몸이, 몸이. 엄마 아파. 몸 아파, 엄마 어깨. 아, 아파. 몸이, 몸이. 살려줘. 몸이, 몸이. 나 살려줘. 몸이, 살려줘. 엄마 너무 아파.